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허니버터 갈릭스 치킨 그리고 시크릿 양념치킨 그리고 치즈볼 먹방 렛츠고 손잡이 자, 이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니버터 갈릭스가 진짜 맛있네요. 어,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. 약간 간장치킨 맛인데 달달한 간장치킨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치즈볼은 안에 크림치즈가 들었어요. 그래서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게 좋아할 맛 양념치킨 양념치킨은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맛이에요. 치밥 うん。 Wow.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해요. 와. 날개 치킨 박살 음 好难。 혀 다질 뻔했어요. 와, 아, 너무 뜨거워. 아. 진짜 꾸덕꾸덕하다. 음.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아그 치즈볼이 쭉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씹히길래 좀 놀랬어요 허니버터 갈릭스 vs 시크릿 양념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버터 갈릭스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 식감이 약간 바삭바삭한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